인터넷 화제의 뉴스 살피고 갑니다. 총기 소지한 채 탈영한 박병장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. 시간 인터넷 이슈 레나 현패! 지금 다들 날 받았어 신상 바로 털었지 어, 탈탈 털었어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정의를 위해서 이 진짜 하는 거야? 아, 이 복도 끝에 미나 형 있는 거죠 하영아 아, 경찰 못 된대. 범인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. 이거 자살 아닌 것 같아. 문이 열려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. 뭔 소리야? 우리 세탁기 소리인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? 우리가 잡자. 이나영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사 우리가 직접 나선다. 카페 이상한 글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볼게요. 여기 2층 아니에요? 열립니다. 야 이거 봤는데? 여기서요. 한필 하러 왔을 당시에 한필 그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? 잡을 수 있어.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? 네가 죽였지 미나 형.